언니한테 반항을 라 내가 언니 괴롭히지 말라니까 야야야 프로토고 보리도 어허 그만 그만 그만 보리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싸워 아니 왜 자꾸 언니랑 동생이 싸우세요 어? 언니 언니 왜 자꾸 동생 둘 다 가만히 둘 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생각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어 생각하는 의자에 가만히 쌀이 가만히 있어 뭘 잘했다고 웃어 웃어 싸우지 마세요 알겠죠?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울 거죠? 보련이 안 싸울 거예요? 알았어 아, 아,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진정 진정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어허 어허 그만 얘들아 이제 그만 샤리 놀랬어? 그러니까 왜 언니 괴롭혔어 괴롭히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그만 내 진정 나가 쌀이야 언니한테 가서 그러지 말랬지 그만 <laughs> 우리 그만 예예예예 예, 예, 예. 그만 우리 이제 그만 동생이 음. 괴롭힌 거 음. 아는데 알아 알아 또 싸워 또 싸우지 말랬어 싸우지 말랬지 뭘, 뭘 잘했다고 둘 다 헤헤 웃어 웃기는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아니 웃지 말고 왜 싸우냐고 자꾸 둘 다 둘 다 싸우지 말랬어 싸우면 안 돼 알겠지? 빨리 가 절로 저기 가서 앉아 이제 엄마 앉을 거야 가만히 앉아있어 엄마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 둘 다 아하 야